R.I.P. buried 무리들이 몰려온다 사죄해라 미리 Dead to me R.I.P. buried 무릎 꿇고 고개 숙여 반성해라 피리 왜 이래요 잘못 오셨네요 상관없는 자에게는 묻지 마세요 손 깨끗이 씻고 and I live to tell the tale 못이 박히게 얘기했지만 coffin nail Bury so deep in your excrete 누구 탓해 다 네가 한지 시끌벅적 시끌벅적 동네 시끄럽네요 시끌벅적 시끌벅적 시끌벅적 화난 사람 많네요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and hit you and run They coming coming coming coming for your ransom 나 어째 어째 어째 어째 call your lawyer 못 막아 막아 막아 quit do nothing for ya I said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and hit you and run They coming coming coming coming for your ransom 나 어째 어째 어째 어째 call your lawyer 못 막아 막아 막아 quit do nothing for ya Dead to me, R.I.P. buried Angry mom coming for your pitchforks ready Dead to me with no Hail Marys 이미 뜯겨버린 몸 no casket necessary 무리들이 몰려온다 사자해라 미리 무릎 꿇고 고개 숙여 파상해라 피리 거짓말에 말려버린 왜곡된 사실이 고삐 풀린 말이 되면 너는 내게 시신 어떡해요 다 걸려버렸네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짓을 해요 망나니처럼 막 나갈 때 언제 고글세요 이제와 후회해봐도 달라질 건 없네요 Baby so deep in your excrete 누굴 탓해 다 네가 한짓 I've been mute mute I've been discreet 알만한 사람 다 알아 street 시끌벅적 시끌벅적 시끌벅적 동네 시끄럽네요 시끌벅적 시끌벅적 시끌벅적 화난 사람 많네요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hit you and run They coming coming coming coming for your ransom 나 어째 어째 어째 어째 call your lawyer 못 막아 막아 막아 코트 나도 뭐 막아 막아 막아 can't do nothing for ya Dead to me R.I.P. buried 무리들이 몰려온다 사죄해라 미리 Dead to me R.I.P. buried 무릎 꿇고 고개 숙여 반성해라 피리